merci. Bonjour. Je mais pas trop D'accord. Ça, pas C'est bien Voilà. 2,50 s'il te plaît. Merci. Merci. Au Merci. Au revoir. 나 아줌마 찍었어. lemon, apple or cherry Loving you is so very sweet, sweet, sweet How can it be such a piece of cake? And your smile is the icing Loving you is a poem It's sweet, sweet, sweet 야 들어가자 빨리 야얘 다 먹겠다 엄마한테 가기 전에 학교에서 음. 배웠어? 어, 그런 거 배웠어? 아빠가 없으면 엄마는 아기가 절대로 못 태어나지만 아빠가 있으면 태어나. 음 맞아 맞아. 어 그런 것도 배웠어? 어, 오. 잘배웠나 룰라룰라 룰라 달라 나 테니스 치러 간대 아와 네 여봐 <laughs> 벨트 했어? 이것도 커안내벨트다 했어? 네 고! 새끼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테니스와 유도를 activity를 하거든요 프랑스 학교는 수요일 날 수업이 없어갖고 오전에 테니스 수업하러 지금 테니스 코트 왔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학부형들고 오늘은 뭐 날씨가 더워서 야외에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늘 애들을 집어넣어 놓고 부모들은 1시간 정도 거의 40분 정도를 이제 밖에서 차에서 대기하든지 아니면 집에 갔다 오거든요 대부분 인근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어서 기다리는데 저는 보통 차에서 기다리는 편인데 오늘은 영상을 찍기 위해서 다시 아이들이 있는 테니스장으로 와서 이제 우리가 인덕스 놀이가에 있는 거 No vas-y, vas-y. Vas-y. Vas-y, vas-y. 이따가 오후에 아빠나 테니스 할때 가오리 그 학교 저기 아까 클럽에서 했던 거그거처럼 아빠가 해줄게. 어, 똑같게. 이러는왜 어, 자꾸 쳤어? 어, 그럼 쳐줘야지 I 괜찮죠? 네. 물 마셔. 어. 아빠 이거 물이야? 응 물이야. 아. 오 더워. 여기 더웠다 그지? 아아아오오아 깨끗 아, 아, 아. 二哥。 뽀뽀 뽀뽀뽀 어, 뽀뽀 뽀뽀 하나 떠면 되지 하나만 들어 하나만 하나만 들어